폭력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가 강박증이라는 용어입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자폐아동의 반복적 행동 방식은 병적인 강박 행동과 전혀 다른 행동 방식입니다. 첫 번째 양상은 패턴화된 행동 방식입니다. 원인은 편안함과 편리함, 감각 반응 체계가 둔한 자폐아동은 이러한 변화를 만드는 선택이 일반인에 비해서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패턴화된 루틴을 반복하는 행동은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 패턴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패턴의 경험을 변형하게 되고요. 다른 패턴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 다양화된 행동 양식으로 변화가 되면서 다양화된 행동 방식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집착 행동 또는 애착 행동입니다. 특정한 물건을 손에 잡고 있으려고 특정한 옷만을 고집한다든지 익숙한 감각기관을 이용함으로써 심리적 편안함을 얻는 것 목적 더 재미나고 더 애정을 쏟는 다른 행동과 물건이 늘어나면서 애착 인형을 놓게 되듯이 자폐 아동들도 집착 행동은 결코 장기화되지 않습니다.